자, 요즘 유튜브나 웹툰을 보다 보니 옛 유럽의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흔히 아는 다섯 개의 자기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가장 약한 자기는 남작, 4순위 자작, 3순위 백작, 2순위 후작, 1순위 공작입니다. 자기의 승계는 장자가 아버지 자기를 먼전히 받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보다 아래의 자기를 수여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쯤 가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귀족의 자기가 저렇게 구분된다고 해서 자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귀족 간 대부분의 서열은 그들의 권력으로서 정해집니다. 또한 자기가 반드시 다섯 개 자기로 정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심할 때는 몇 십 개까지 자기가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귀족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프랑스의 구제도 정도의 비율이 귀족이 있었고 몰락한 귀족을 제외시키면 실제로 귀족답게 사는 비율은 시대가 지날수록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럼 이만